기분이 째져 후스텝 베스트 드레스업 한강 100m 누가 제일 튀어 어. 잘되면 셀럽 못되면 평생 위에 셀럽 내 개성은 시대를 안타 나는 새핑 모든 게다새핑 보세 요제 걸쳐도 브랜드 묻는 갬이와 엄청 섹시 헌집치고 새집 프리미엄이 붙어 두부 세븐 네비 예이 나는 새핑 11년차 f r e s 유명세를 거둬 현찰 대신 스펙을 스펙킹 오 누나 s a v a g 남의 몸만 뭐 savage 난 철검적 그러나 세컨카는 수수께끼 쇼앤 프리버 n d p r i v 넘을 수 없는 임금 The king is big 어 uh, 다시 코시고 아마 역을 해도 근본은 그 절대 못사 눈팅으로 배운 널스 패션 뚜까 배고파 기분이 째져 Who's the b 반경 100m 누가 제일 튀어 어. 잘 되면 셀럽 못 되면 평생 위에 셀럽 내 개성은 시대를 안타 나는 세팅 모든 게다 세팅 보세 요을 걸쳐도 브랜드 묻는 댄이와 엄청 섹시 o 헌집치고 새집 프리미엄이 붙어 두부 세븐 네비 y e 아마 나 오늘도 미치게 하겠지 월 이유는 뻔하지 새로운 옷 알아 네 위친 것만 하지만 건방벨리게 티나서 브 r o 이제 여름이 오니까 준비했네 뭐가 다채워지 아이스 체인 1, 2, 3, 4 옷을 세는 것도 지겨워 man new thing I love my haze one and new chain 우리 엄마 생일마다 새 가방이 생겨지 신기로 갱신 없어 패션 I'm 내 사람 really a m e from zero 그래서 두괴로워 책임을 가진 삶은 생각보다 괴로워 언제나 레고하 내 옷은 새로워 나 운전할 때마다 맨앞 필요 외로워 I'm m o t i n trip check 내 옷들은 늘 새빙 아무도 못 말려 나란 바닥 너무 쉐키 멈출 수 없어 난 쌓아야 해 스택 앉아 모를 썼던 나는 절대 못해 cap 기분이 째져 코스터 패스 드레스업 방상 100m 누가 제일 튀어 어. 잘 되면 셀럽 못 되면 평생 위에 셀럽 내 개성은 시대를 안타 나는 새핑 모든 게 다새핑 보세요 제 걸쳐도 브랜드 묻는 DM이 와 I'm too sexy 혼집 치고 새집 프리미엄이 붙어두부 세븐 네비 yeah